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저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자꾸 짜파구리 짜파구리 나오는 거예요 저도 기생충 영화를 봤거든요. 그런데 짜파구리를 보면서 어 저거 언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짜파구리가 너무 유행이래요.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안 먹어보고 지금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네, 너구리는 저희 집에 있는 게 앵그리 너구리, 좀 매운맛이거든요. 짜, 짜파구리를 저희 집만의 레시피로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라면을 잘 못 끓여요 그래서 <laughs> 제가 끓이지 않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음.